어제 일본 오는 날 뵀어요. 출입국 반갑더라고요. 음. 죽을 뻔했어요. 지금. 외국에서 네 맞아요. 잠시만요. 미안해요. 외국에서 뵈니까 반갑더라고요. 네. 아, 그, 저 여기 앉으면 안 될까요? 설마. 뭐야 이거 의자 우와 가만히 있었는데. 보여주세요. 지현이 무거워. 나 다이어트 괜히 하는 게 아니야. <laughs> 이거 원래 봤는데. 아 그래? 여기 앉지. 네. 배고프다.